지금 인베이드 들어가죠 인베이드 아니 K를 밟고자 아시아로 확인했는데 잡아내기는 오 잠깐만요 이건 앞전면을 다 가지고 Q를 전면 Q 그렇죠 이건 어, 잡아내죠 어, 아, 아 이거는 약간의 판 약간의 판아 이거는 카르마가 너무 너무 너무 패기로 왔죠? 자랑했어요 그죠? <laughs> 너무 패기로 왔죠? 난 전멸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했고요 레오나는 이제 정글을 계속해서 돌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좀 무난하게 돌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? 그렇죠. 케일이 사실 정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레오나는 정글 속도가 온. 너무나도 느리. 자 이거 쌍꺼풀 큐큐큐 뭐라 이거 맞췄자 이거 잡아내고 쌍꺼풀 아, 아, 네, 네, 성공합니다. 자아 이거 르블랑 쌍꺼풀 먹고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크죠. 레오나가 아무런 재미도 못 보고 뺏겼잖아요. 자 이거는 레오나 정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레오나 정글이 정글링이 빠른 챔피언이 뭐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은 아 뭔가 들서 저희 쪽 자, 자 네, <laughs> 아, 레오나가 아 레오나가 너잠깐좀 팀원 아 레오나가 또 다시 한번 아 카르마가 정말 레오나를 잘 노리고 있어요 자 슬로우 걸렸고요 두 번째 슬로우 걸리고 중계가 있지만 이거 저거 좀 위험하죠 아, 아, 아, 자 네. 지금 볼리베어 체력이 너무 좋아서 뚫을 수가 없습니다. 먼저 아, 제가 아, 가서 아. 했고 챔피언이 책까지 가지고 있고 벌써 책 다섯 권을 읽었다는 그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. 저 카르마가 확실히 처음에 앞전멸을 지적이에요. 그냥 좀 뭔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. 그냥 뭐 세레머니 같은 건가 거였을 수도 그냥 뭐 있어요. 자신 있다 이런 거죠. 그렇죠. 내가 앞점멸을 써도 내가 앞점멸을 써도 레오나 네 점멸 빠지고 이제 그 개, 설계인가요? 설계? double buff를 double buff를 빼기 위한 아 사이다 선수의 설계. 설계. 야 역시. 와, 예.